순이 화났어? 얘네 지금 눈치 본다 엄마 눈치 <laughs> 피한다 안았어 아, 수미 망고 아 일부러 도망가 알고 도망 망고 진짜 웃기네 지금 순이 굉장히 예민해 물렸다. 순이 근데 왜그 밑에서 안 나와? 네? <laughs> 어, 엄마랑 싸워 지금. 순이 지금 예민해요. 음, 어, 예술이야 는 거야? 네. 어머 어머 어머. 왜? 애들은 문다. 화나서. 지금 이때 장난치면은 엄청 잘놀것 같다. 음. 할까요? 걸로랑? 할것 같은데. 진짜 바뀌네 중성하니까 성격이 사냥놀이에 어 아니면 승진한 건지 오가기 시작했어? 어기다야 어, 어. 이건 좀 장난치는 것 같은데. 어 하네. 오 하네. 어. 어. 아 기특해. 어머 어떻게 이뻐 죽겠네. 한다. 근데 요런 애들 누워서 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렇지. 좀 보라 그러더라고. 음. 막 활달하게는 안 해도 음. 근데 무섭다 <laughs> 애기들하고 하는 거랑 다르지 등치가 커가지고 음. 아이고 이뻐라 오 어, 한다 <laughs> 빡쳤어. 타이밍이 있구나, 순이가. 그치? 네. 딱 있네, 이때. 안, 안 빼. 애들 때문에 짜증났을 때? 네. 해? <laughs> 애들, 애들한테 화풀이 한다. 애들한테 화풀이? 응. 험하아 무서워? 이거는 귀여워요. 애들이 더 보기 싫네. 코에 맞아 얼른 좀 가. 안 왔는데 방울 싫은가 보다. 잠깐만 방울 치워봐. 망고한테 가는 거. 어 방울을 근데 보네. 안 왔는데? 지금은 괜찮아요. 아까는 되게 애매해서. 어 지금 또 안 하네? 응 안 하네 하는 타이밍이 있다 진짜 어 화났어 재우, 재우자 얘네 어, 봐봐 이래도 가만히 있네 응. 지금 봐봐 그만해 얘싫으확 떠달리는데 자는데? 어 얘네 봐라 수비 이거 치워 이제 할 것 같아? 안 한다 이거 치워